every waking moment of my life You got what I need 몇 번, 몇 번째 오셨어요, 클럽? 저 처음 왔어요. 아, 오 처음? 네. 어떻 오셨어요? 저 언니 통해서 같이 왔어요. 아, 언니분좀 하시던 분이에요? 네,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사람이 없어져 어, 아니지.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야? 물줄이 들어? 네, 물줄이 들어. just taking as swim.